안녕하세요. 부산 더미네어 모모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을 위한 고급스러운 보호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의 고민이 top의 볼륨이 안 산다든지 back의 볼륨이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뒤통수 볼륨과 top의 볼륨을 주어서 움직임을 주고 젊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yer 없이 disconnection만을 이용한 커트로 시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멋을 살릴 수 있는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쉐입으로 온베이스 커트합니다. 오버 다이렉션하여 스퀘어 쉐입으로 커트합니다. 섹션은 그레이에이션 쉐입으로 온베이스 커트합니다. 오버 다이렉션하여 그라듀에이션 쉐입으로 커트합니다. 가이드는두 개의 섹션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섹션은 back의 가이드와 연결하여 커트합니다. 위를 향해 square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두 번째 섹션은 첫 번째 섹션과 연결합니다. 쪽 길이를 체크합니다. 백의 탑 부분은 방사선 라인으로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내추럴 폴 상태로 쉐입하여 튀어나온 모발을 정리합니다. 파운트는 사이드 부분과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아래로 빗질하여 튀어나온 모발을 정리합니다. 레이어로 가벼운 질감을 표현합니다. 그라듀에이션으로 볼륨감을 질감 표현합니다. 사이드는 레이어로 질감 표현합니다. 부분은 레이어로 가벼움을 추가합니다. 번째는 리버스 레이어로 질감을 표현합니다. 때 지금 커트와 마무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고객님이 고민이었던 top 부분의 볼륨감과 back 쪽에 있는 볼륨감을 disconnection 커트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렸고요. 옆 라인은 일자로 커트하여 시크한 느낌을 강조하였습니다.